victory! <laughs> the 쩌리자 했죠 이제 가지고 놀아봐요 안돼 안돼 돼 내가 잡을래 가지고 놀아요 안돼 잠깐만요 안돼요 나이 안돼요 <laughs> 아니야 분명인가 어? 잠깐만 죽었대 네. 아야 쓰... 아 이게 막 들어가게 무서운데? 우와 이 뭐야 아, 아 미친 나 불꽃으로 키지도 않는 저걸 아, 키자마자 다시 까였네 아 화이팅 Oh my God 어 방패까지 썼어 야 씨, 심각한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사는 스킬 I'm coming 끝났네 게임 저갈 때까지만 죽이지 말고 그랬대 달려요 쭈뽕거리 발차기로 다 해먹었다 <laughs> 뭐야 방금